2020년 10월 22일 시참여행 10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자 저기 보이지 않지만 저쪽 끝에도 건물이 또 있습니다 건물이 엄청 커요 예 어떤 폐축사입니다 여러분들 와 여기 장난 아니네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디에요? 누구세요? 어디에요? 누구야? 어? 와! 아! 아! 윤승용 김호 아. 아. 지금 여러분들 여기 그냥 빨리 둘러보고 나갈라 했거든요. 지금 저 집이 메인이긴 한 것 같은데 여기도 빨리 둘러보고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지금 따라다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다른 망자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자 저기 보이지 않지만 저쪽 끝에도 건물이 또 있습니다 건물이 엄청 커요 예 어떤 폐축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눈여겨 봐야 할 곳은 이곳이 어 이곳도 있지만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아니지 와 까만 거 눈여겨 봐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아 무슨 어? 소리야?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 있어요? 사람 있어요 혹시? 사람입니까? 혹시 사람이세요? 어디서 난 소리야? 어디서 난 소리야? 누구 혹시 누구 계십니까? <clears throat> 혹시 누구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소린데? 뭐야? 어디 있단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만요 그만 그만 그만 누구야? 잠깐! 어? 어? 어! 양각이다 씹다 아까 아침에 저기 나도 봤어 이쪽 부분 어어 어, 이쪽 어, 부분에서 뭔가 커튼을 살짝 살짝 저쯤입니다 저쯤에서 난 내가 분명히 내가 했다고 하면 했다고 하지 내가 이런 걸로 장난 안 치. 어디 계세요? 저 잠깐만 기다렸습니까 혹시 죠? 하지 마세요 와, 씨. 와. 분명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다던 커튼을 살짝 들어오기 전에 커튼을 살짝 자혀하고 뭉쳐보듯이 보고 누가 왔나? 여러분들이 봤다던 커튼을 살짝 자혀서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Yesterday 썩으니 소리도 됐고 문이 양쪽으로 열리기도 하고 분명히 있었어요 망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상 보셨잖아요 근데 어제 와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